잡았다 잡았다 <coughs> 여기 있다 이거 한 봅시다 한 200? 200? 1렙 때 200? 와 레드 몇 대야? 하나 둘 셋 넷 와 레드 4대네? 이거 제드 정글 쓸만할 것 같은데? 아니 내가 영상에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놨거든? 나 포변한다고? 근데 포경하겠습니다는 뭐야 씨 아무튼 제드 정글은 살짝 한번 제가 몇 번 해볼게요 날 부정하지 마 나에게 전글을 선사해줬네? 이거 모벤에 뭐 했어야지 그때? 리신 리신 배나면 막을 자 없음 어 일단 팀 화목해 화목해 캐리할게 내가 제드 정글은 근데 어둠의 수학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화제 제드 정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. 일단 동선을 찍어줄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답 오케이 하고 바로 이 찍고 빨리 먹는 편 나이스 바텀 어 이러면은 오케이 나이스 탑킨 가도 되잖아 이거지! 아 정글이 해보니까 바쁘다 진짜 근데 이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글 숙련도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골 일단 좀 빠지면서 좋았죠? 너무 좋았죠?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빨리 6렙을 찍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 제드 정글 좋은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근데 제압킬 빨리 주는 것도 나빼드 정글 buff가 쓰는 게 아니라 정글이 걸렸어 nice. 어 끝났네 어 어둠 수압 근데 이 판은 자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드락 갈게요 전 이거 잡으면 되죠? 오케이 빠지고 이즈 노플 제드 정글에 가장 특화된 거 상대가 도주기를 빼도 쓰레기다 원래 같았으면 용을 먹는데 용은 한번 준다운 생각하고 전령 뛸게요 이건 어 나 강타 잘못 썼다 이거 모르겠구나 아! 자 싸움 이기면 돼아 쏘리 광타를 못 썼다. 아니 바텀을 지, 지어버리면은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? 도라를 하시네 이 사람들 지렸다 죽겠는데? 용 주고 키를 많이 따보자 나이스 나 때문에 바텀이 힘들게 됐네 전령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? 콤보? 이건 존나 아깝네 어 오빠들 나 갈게 이제 떡떡 박아도 될듯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되지? 진짜 아뭐 싸움을 본대를 보는 게 낫겠다 파괴되었습니다. 탑안 갔으면 싸움도 안 열렸을 거 아니야. 지금 정글도 CS 내가 더 무센데. 이제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이제 해야 돼 이제 길게 해야 돼 내가 열어줄게 이러면 바론이 가능한가? 아 근데 제드 정글 하면요 좀 약간 단점이 하나 있어요 object를 좀 챙기기 힘들어요 제드 정글 buff 되면 아마 이거보다 속도는 더 빠르겠죠? 이거 상대가 걸어줘야 된다 나 아래로 돌아가 제드 정글 자체가 deal은 좋아 deal은 좋은데 단점이 이거야 object 싸움 object 싸움 내가 맨날 모르게 피하게 돼 물몸이니까. 어. 아니 사미라야 아 진짜 뭐하지 얘? 아, 안 오니? 천천히 포킹한다는 생각. 이큐 빠지면 이큐 빠지면 해. 난 싸움은 안 하는 편. 잡았다, 잡았다. 아니 바드야 아 너가 잘리면 역발언인데 와봐 와봐 한타 질 것 같진 않은데 나이스 이 한타 이기겠구만 뾰로롱 적을 처치 더블킬 빼, 빼, 빼. 할래 말래, 할래 말래, 할래 말래. 오, nice 사미라. 할래 말래, 할래 갈래. 할래 말래, 할래 말래. 목으로 존나 잘 굽네. 일단 수호천사 빼놨고 야야야야 야 나이스 너 다해 너 다해 돌아 돌아 빙빙 돌아 팽플랜드 어우 좋아 좋아 이거 내가 암살 하나는 노릴 수 있는데 어. 이야 미샘 두명 튕김 아, 둘 나갔네, 진짜. 제제. 딱 봐도 PC 10시라 튕겼네. 아! 지금 10시구나. 이거 10시까지 버티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었네.